자, 다음 차가 YGX입니다. y g 야 할까? 네. 여기서까지 그걸 해야겠어? 알았어. <laughs> 그냥 하고 싶어? 우리 생각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 이! 지! 엑스! 근데 네, 저희 오늘 여기 왜 모였죠?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YGX 댄서분들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 정답이었어. 지금 이곳에 세 분의 친구들이 와 계세요. 와! 오케이. 뭐예요 이게? 영상이에요? 사전 인터뷰 내용 들려드릴게요. 어, 녹음을 하시고 들어봐 직접. 제 친구는 화장할 때 왼손이어서 항상 눈썹이 짝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하는 법을 알려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뀨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말끝마다 뀨라는 단어를 자주 썼었습니다. 제 친구는 유행하는 롱코트를 구매했는데 발끝까지 내려와서 코트를 수선해서 입었어요. 나 완전 알것 같아. 나 완전 알것 같아. 나 몰라. 혹시 너 이상이야? 너지? 아니? <laughs> 너인가? 나 아, 아닌 것 같아. 눈썹 짝짝 지금 약간 짝짝 완전 하다. 잠깐 나왔어. 큐가. 아 그 다음 거 갈까요? <laughs> 제 친구는 작사가입니다. 몇십 번씩 들은 노래인데도 가사가 항상 틀려요. 근데 그걸 또 전달하고 그래서 진짜 웃깁니다. 아닌가? 제 친구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꼭 맛있는 음식 순위를 정해야 해요. 모닝콜 아, <laughs> 음식이 제일 맛없다고 꼽히면 심으로 켜져요. 제 친구는 모닝콜 아니면 항상 기시간 2, 3시간 전에 미리 1시간 간격으로 설정해요. 아, 아, 그러니까 중간에 깨서 다시 자다가 일어나는 게 기분이 좋다네요. 아. 근데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 알람에 안 깨서 제가 <laughs> 다시 일어나서 알람을 꺼야 했어요. 아, 어, 남 얘기 같지가 않다. 뭔가 지금 제일 어, 근데 전 아닌 것 같아요, 저. 아, 넌? 내 아닌 거 치면 얼굴이 많이 빨개지고. <laughs> 네. 진짜 재밌는데? 제 친구는 자기 친구들을 지켜주는 정의 사도였어요. 초등학생 때 누가 자기 친구 건드리면 찾아가서 내 친구를 건드려 너 나와 하면서 대신 싸우시는 거였는데 그 싸우는 상대방이 저였어요. 내 그 친구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나오라고 소리쳐서 저는 세 보이려고 운동복을 입고 축구를 자고 나갔었는데 이 친구는 전혀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너 내 친구한테 사과해 누리치는 모습에 저는 무서워서 아침 검도부터 있혔다 빨리 검도하고 가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도망갔어요 졌다 친구 졌다 제 친구는 청소를 안 해요 아, 예? 집에 넘어가면 신문지에 쓴 물건들까지 방에 쌓여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 좀 하라고 전설리몇번 했더니 자기 집에 못 오게 해요 친구랑 술자리에 아, 스무 살에 함께 가평여행 가서 술을 엄청 많이 마셨었는데 박지호. 제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오니까 겨우 이거 마시고 토하냐며 저를 엄청 놀리면서 센척을 그렇게 하더니 돌아오는 차 안에서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네,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대박이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지금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아. 청소를 안 하고 뭐라 하면 집에 못 오게 하는 니까 그러니까 지원이가 지원이 나한테 그런 적이 있어 아니라 아니, 너 오지 마 그럴 거면 나는 내가 지효 집에 저번에 갔다가 지효야 이거 좀 치우고 살자 이랬거 언니 이제 오지 마 아. 일단 1번은 제가 맞고요 아, 일단 제가 일본이 근데 처음엔 난 지원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나도 난줄 알았어. 아, 그래? 지 원래 화장 못했어? 저 아이브로우로 모든 화장을 다 했었어. shading이랑 네? 아 이거 절약 정신이 강한 걸로 하자. 친구분 입장하실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기의 대학교부터 친구라서 5년 친구인 어, 오, 커피를 오. 만들고 있는 어. 김민정입니다. 예! 어, 저는 지금 뷰티샵을 <laughs> 운영하고 있고 3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오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언니예요! 어, 저는 지우랑 같이 의류 사업도 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어, 동갑 친구 민유진입니다. 와우! 어? 확실히 아, 소개가 다르다. 우리는 다시 할까? <laughs> 저랑 같이 언니 원래 댄서셨어요. 저희 언니가 그 아기 가지셨을 때 그 만삭일 때 저랑 수업을 했어요. 워크샵을. 만삭일 때? 네. 배를 안고? 배를 내놓고. <laughs> 어 일단 제 친구는 저랑 이제 칼리오스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오, 오. 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이렇게 아 왕가슴과 브라자도 유명해졌는데 아, 왕가슴과 브라자도 진짜 좋았어요. 네, 보니까 망가지거 두려워하지 않다. 이것도 훅 좋아할 것 같은데 또? 뭐라고요? 뭐라고? 왕가슴과 브라자? 망가지는 걸 불아, 두려워하지 않나. 너 많이 피곤하구나 지금. 많이 졸려. 일제 친구 민정이는요. 음, 추위를 많이 타요. 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영지대학교 실용무용과 이제 4년 동안 저랑 이제 함께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고 대단하다. 정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모든 정기 공연을 함께 했어요 음. 자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칼로리 섭취를 하셨으니 칼로리 소비를 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저스트 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들러만 봤어 저는 몰라요 아, 저는 몰라요 아, 게임을 잘하네요 이번에 저희 YGX에 저스트 댄스 협찬이 들어왔는데 아! 협찬 아, 들어 네. 움직에 이제 여진이랑 같이 뭐 대회도 나갔었고 뭐 공연도 나갔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쳤어서 7년 정도 쳤는데 쳤고요. 저는 춤을 한 번도 춰본 적이 없고요. 음. 춤과 관련이 없고 모두가 일반인이라고 들어서 왔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서 뭐가 제일 화려하세요? 아, 아 제일 댄서 머리예요. 아, 제일 댄서 머리예요. 네, 네, 제일 댄서 컬러야. 아, 오늘 너무 기대돼요. 아, 맞아요. 와, 오늘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주인공. 오히려. 어, 그래서 우리 우리 춤을 추지 않, 않는 분들도 이걸 너무 쉽게 잘할 수 있다. 아, 이걸 보여드리면 돼요. 그걸 보여드려 볼게요. 오케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아니야. 뭐야? 너가 가운데야. 아 뭐야? 보면 돼요. 그걸 보여드려 볼게요. 오케이. 어려워 어려워. 엄마야. 야 이제 잘해. 야 외국 아니지 이제. 야, 이제 외웠어 외웠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흥충만 나 흥충만 나 흥충만 잠깐만 잠깐만 기어 아, 아. 불러 불러 엉덩이 쓰러 뭐야 손 왜 저래 뭐야 뭐야 말 없어졌어 집중했어 집중했어 블랙맘바 저스트 댄스 게임을 얼마나 더 잘할까를 아 주제로 총3번의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3번. 아무래도 당연히 평소에 춤을 많이 추는 댄서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YGX 팀에는 매 게임마다 핸디캡이 주어집니다. 어? 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laughs> 아니 네. 근데 이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가운데 아, 가운데 지금 지금 지금 시아로 춤추기입니다. 아! 나 누구야? 누구 아까? 나 누구예요? 무슨 색? 무슨 색? 삘충만! 삘충만? 어 삘충만? 응 누구야? 주황색 가는데? 어디? 어디? 저 노란색 맨 왼쪽 맨 왼쪽 아 예예 예. 다음에! 으쌰 <laughs> 씨 욕하는 거아니에 <laughs> 이상이 검은 목 되겠어요! <laughs> 엉덩이 잘한다 잘한다 엉덩이 잘한다 박수 잘한다 이사우 이사우 이사우 오케이 오케이 칠칠 가자 오 예스 오 예스 아니 다이야 와. 아이스크림 칠즈 아이스크림 칠즈 아이스크림 칠즈 아이스크림 칠즈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가 옆에 나와요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프리스타일로 해주시면 된대요 어 뜬다 뜬다 칼로리 뜬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언니 연습해 좋아 좋아 제가 유산소 운동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웨이트만 좋아하고 음. 그 막 런닝하면 지루하잖아요. 음. 근데 지나는 것 같아요. 아, 까 게임 안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만족도 최강. <laughs> 진짜 재밌었고 그 연말에 어. 집에 있으면 진짜 뭐 가족들이랑 너 재미없게 가지고. 완전 음. 좋다. 음. 너무 너무 재밌어. 었 이거 그대로 가져갔어요막 이러고. 걱정되긴 아. 하지만 <laughs> 아까, 아 해봤잖아 언니랑 그 좀 했던 거 그 휴먼 그래픽이 너무 깜빡 완전 화를해저 세상이었어 <laughs> 대교를 해봤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우리가 졌다 아. 싸워서 너무 좋고 어,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런 날이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 맞아. 연말에 아주 좋은 시간. 우리 딱 12월마다 이거 저스트스 같이 하자. <laughs> 매일 너무 좋은 매일 같이 하자. 좋아 좋아. 자다 같이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YG스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여기 만점 통과해야 나갈 수 있어. 만점 돼야 나갈 수 있어. 너무 아. 잘한다. 민상 진짜 잘한다. 진짜 진짜 좋네. 이것만 진짜 정리한다. 아 이것만 하고요. 나 지금 1등이니까 안 돼요.